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굽네 치킨에서 고추 바사삭을 준비했습니다 마실 거는 콜라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س م 라 ل 마 ه ا It's amazing. 너무 맛있어요. 저 굽네 고추바사삭 찌개는 너무 좋아요. 제가 좋아하는데 친구들한테도 한번 소개해봤는데 처음 먹고 네 찡했어요 친구들도 너무 맛있어요. 더 발라줄게요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굽네 고추바스삭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할 때 먹어봤는데 친구들이 맛있대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